네, 밤 t v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잠만. 밤 t v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실 거는 네, 벤트필드 4고요. 어, 이게 원이 지금 오픈 메타 끝나가지고 4를 하는데 네, 지금 <laughs> 시나리오 연습하는 중입니다. 부, 부친 놈님 나왔습니다. 얼마나 잘, 잘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문적은 아니잖아요. 전문적은 아니기 때문에 좀 4도 재밌다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원을 하셨던 분이라면 4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하고 포하고 많이 달라요 이게 왜냐면 진짜 많이 달라서 원이 더 쉽거든요? 어찌 보면은 포는 너무 현대, 현대적 이상이라서 너무 어렵고 원은 참 쉬워서 참 재밌었는데 난이도가 너무 멀 어려워졌어 안 돼요? 이 먹구나 잡은 것 같은데 안 잡히네 쓰란 말이 아잘 잡네 일단 4에서 연습 중인데 4, 1이랑 너무 달라요 확실하게 다름은 너무 다르고 일단 해보는 중인데 오버워치는 당분간 안, 올라, 안 올라올 겁니다 제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버워치 하느라 어찌, 어찌 티어를 올려야 되는데 하도 이제 우리 급식 식시 파이터 분들이 많, 많다 보니까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한조가 많아, 많아가지고 얼마나 한줄 많으면 내가 요즘에 한줄 을 파. <laughs> 내가 한줄 파가지고 내가 한줄 잘해가지고 우리 팀 한 줄 못하게 하려. 어, 더 들어갔네? 누구랑 말하세요? 혼자 말하고 있어요. 독백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아 보이지만은 예 BJ는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아 현재 유튜브 유튜브 녹화 중이라 예 혼자 말 하고 있습니다. 독백하고 있어요. 독백. 아예 토닥토닥 할거 저는 자랑스럽게 여겨요 지금 제가 하는 거. 혼자 말한다고 뭐 바보같이 안 하고 있고. 예. 유튜브를 어차피 하는 유튜브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보다 유튜브가 더 좋아 아씨 유튜브 하는데 형님 아 유튜브 녹화 중인데 형님 스카이프 소리가 음해 <laughs> 유튜브 녹화 중이었는데 안돼 아 그래? 눈물 눈물 실어주시지 안타깝도다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 아 형님 인사 한번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인사 인사 구독자분들한테 <laughs> 누구한테? 아, 구독자분들 유튜브, 유튜브 구독, 구독자분들 이거 다 아. 영상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밤꽃 밤의 눈꽃 도와주고 있는 음, 축인물이에요 <laughs> 내가 할 말이 없네 아그 정도 됐어요 네 저희 고매미신 추기 형님이시고요 아, 나중에 한번 많이 찾아뵙겠 아 영상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로커맵이 라플, 라플로만 좋네 쓰나 완전 제명인데 여기 여기 쓸 수가 없어 쓰나를 라플 써야겠네요 쓰나를 연습하고 싶은데 여기서 못하겠어요 연습 너무 좀 그렇네 많이 심하게 이글 아 이거 그거구나 나 너랑 반대편이야. <laughs> 뭐? 힘이 거기가 꽉 차갖고 못 들어가고. 라프라니까 다 죽였어. 개쫄은. 시리즈 없나? help. e v 바리 힐미 플 d y h e a Here, here. Here, here, medic, medic. I want a medic. Thank you. I love you, guys. 가자. Oh, I here. Medic! Medic! Medic here! Hear me please! Ace medic! Thank you! 아, 제가 영어 졸라 잘하는 것 같아. <laughs> 여, 여, 여, 이런 게임 하시면은 영어로 늘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보여주세요. 핑계를, 핑계거리를 대나말하는요 여러분들. 게임 하실 때. 부모님, 이건 외국인들하고 같이 하는 게임이에요. 강제로 원어민이 됩니다면 하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야 우리 아들이들도 게임하면서 영어 하나 배우려고 멋있다 아들. 예, 물론 <laughs> 이렇게 나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암호 <coughs> I love you 이거 아 라플 막 쏘면 라, 아, 에임이 막 흐려지네 다 죽겠다 이거 아, 수류탄 몇 개야, 도대체? 겁나 부리네, 수류탄. 메딕! 메딕! please. Thank you. Okay, let's go move out. Move, move. Yeah. 이거 voice 들리게 돼 있는데? <clears throat> Alt키 누으면 들려 이분들도 내 목소리 듣고 있어 아까 옆에 메딕이 있어서 medic한테 heal 달라니까 주잖아 우연찮게 준 게 아니고 heal 달라니까 준 거였잖아 우리 무대여서 어어 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거 당연하지 메딕 어디지? 응 그래 그래 초록색 우리 부대원이잖아 위에 있잖아 길러 어, 얘 부대장이고 Give me ammo! Ammo! I want ammo. 아, 미쳤다. LED 메이데이님 반갑습니다. 몇킬 했냐? 많이 킬 했는데? 10, 10몇 킬 했는데? 메디! 메디! 아, 쉣! 아니, 씨, 부활을 <laughs> 시켜줄 거면 좀 제대로 해줘야지. 어! 저 앞에 저 있는데, 씨. 갑자기 부활시켜줘. 오히려 대만 늘어나잖아, 이러면. 이런 거 별로 싫어하는데. 아, 형님 진짜 원하고 싶지 않아요? 포가다보면 형님 솔직히 포가 재밌어요 원이 재밌어요 솔직히 솔직히 개인적으로 죽어라 메딕! 메딕! 메딕! I love you! 차인 찬다 <laughs> 아씨 차인 개뿔이 안차 땡큐 땡큐 땡큐 김야모 ammo. 와, 그럴 게 많네. 그지 재석이 미치겠는다 살려야 돼사람나 살려야 돼 에이씨 문질 문질 문질 문질 문질 문질 문질 문질 문질 앙 됐다 아, 저 존나 오는데. 네 형이 재수, 재수는게 있잖아요 어 뭐야 계속 할수 있네 아, 오지네 재수는게 계속 가능하네 신기만 몰랐어 어 일로 나 살릴 수 있니? 이제 아직 못 살려주구나 딱 두 번만 날아나? 제동규 우리 소대원 어딨지? 다죽었데잔뜩죽 가자 가자 가자 에에에에 근데 이거 데미지가 안 가는 것 같아 그래도 어 추경님 아이디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그거 있잖아 크레바 그거 아 크레바 맞다 해야 될 것 같아 개 무서워 다 죽어 저기에요? 크리바 안 써있는 거? 맨 앞에 밤 해갖고 있잖아 아 밤 크리바? 1 5 16대? 아! 15, 1 5 16대? 1 5 냄새난다. 아, <laughs> 아, 아, 이기고 있네. 좋아. 죽어라. 와! 아! 아 근데 이거 대필 대필 4는 진짜 길막도 되고 참 기능이 참 참 좋같네요 <laughs> 아 진짜 솔직히 진짜 배필 4가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재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배필 머리좀 있고 배필 4는 나는 기, 재미가 없거든 내 기준에 네, 무슨 맛으로 하는지 몰라가지고 비니님 반갑습니다 어 비니 누나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음. 나보다 나이 많으실 것 같아 제발 그러게아 나보다 누나이실 거야 하! 이겼어요 형님 응? 분발합시다 형님 <laughs> 아 여기 티켓 차이 봐 니, 1200개 중에서 니네 500개 까지고 나머지 다 저거 돼있어 진짜 드럽게 못해 이팀 <laughs> 아니 비니님 누나 아니라고요? 성인이잖아요 성인이시죠? 2 0살 때.